들어오시는 건가요?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, what's up? 네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아 Hi, hi, 안녕. 안녕. Happy birthday, John. Thank you. Thank you. It is my birthday. Wow, wow, wow, wow. Thank you. 고마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줘서 저는 행복합니다 어 잠깐만요 문이 안 닫지 오케이 나도 한번 좀 멀어가지고 여기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음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 어, 되게 작게 나온다 어! 어 됐다 됐다 여러분 감사한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서 저는 왔어요. Thank you everybody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. I've seen a lot of the things uh, you guys prepared for me. Thank you. 점심 먹었습니다. 오늘 그 egg drop 먹었어요. egg drop. double bacon cheese with ice americano. 아 근데 진짜 그 생일 전날에 좀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. 뭔가 어 만, 만 26살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?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? 음. 음. 음. 좋다. 여러분의 예쁜 글들도 많이 봤어요, 저는. 근데 이게 매해 생일이 어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? 이제는 뭔가 막 크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케이크 아직 안 먹었어요 여기 근데 준비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생일날 뭐 해요? 나는 이제 뭐 안 해도 돼 그냥 행복해요 솔직히 음, which member wished me happy birthday first? 멤버 중에서 제일 먼저 나한테 축하한다고 했던 사람이 아마 마크 리 On 아크 님이 아마 그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나도 우연치 않게 59분에 11시 59분에 딱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12시 딱 되자마자 바로 온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기다린 거죠 마크가 사랑둥이네 Mark Feliz cumpleaños, Johnny. Gracias. Muchos gracias. Which flavor is the cake? I actually do not... I, they asked me which flavor I wanted, but I kind of forgot. Oh! Got some on my hands. I believe it's matcha, green tea. I'm not... The top is matcha. I think it's Earl Grey matcha. Earl Grey green tea combination, collaboration. mixupitation. I just made up that word. 여러분 이거 고급스러운 케이크 아니에요. 여기 금가루도 뿌려져 있어요. 맛있겠다. 좀 이따 먹어야겠다. 아. My strawberry No, not wasabi. Green tea. Guapo equals handsome. Yo soy guapo. 멀다 뭐 댓글 댓글이 초코 케이크는 싫어요? 아니요 초,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어 뭔가 오늘은 you know Earl Grey 음 오 댓글이 그 너무 빨리 와가지고 눈이 좀 아프네 잠시만요 네, 2월에는 정말 그 케이크를 어, 다 못 먹어요 솔직히 생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케이크가 쌓일 때가 많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진짜 그 케이크 부자 되는 느낌 알아요? 정말 그 냉장고 안에 케이크가 몇 개 있으면 정말 케이크 부자 같아요 그 베이커리 같은 데 가면 약간 냉장고 안에 케이크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시순이는 6월달 되면 막 많은 분들이 또 뭐 카페도 열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순이는 진짜 6월달에 엄청 바쁘나? 막 이것도 보러 가야 되고 이것도 보러 가야 되고 그럴 것 같네 6월달 바쁘네 좋은 바쁨이죠 여러분 6월달 약간 축제네요 2월 축제 맞아 완전 바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여러분 모르게 몰래 뭐 한번 다 투어 한번 해야 되겠다 몰래 어때요? 괜찮죠? 주머니는 헐렁했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어, 생일을 맞이하여 스스로 선물을 어, 좀 많이 주곤 했죠 많은 사람들이 생일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본인 생일은 가끔씩 본인 것도 챙겨야 돼요 You know, present to yourself 아니 저녁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어 뭔가 그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좀 어, 생일날 매번 하고 싶은 게 되게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냥 미역국 먹기 뭔가 많이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너무 특별한 느낌은 아니지만 특별한가? 그 사소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 미역국의 힘이 새해 약간 떡국 먹는 느낌이죠 공감하는 분들 많네요 응. 미국에서 생일 때는 그거 많이 먹었어요. 그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약간 그 한국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쿠키 케이크라는 게 있거든요. 쿠키 케이크 진짜 맛있거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쿠키 케이크 쿠키 케이크 images 오 어, 쿠키 케이크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, 어, 약간, 오, 어, 잘 안 보인다. 약간 이렇게? 그 두꺼운 쿠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부드럽고 이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친구 생일 때마다 먹었어요 그 예. 손톱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떼졌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<laughs> 떼졌습니다 물론 그 손톱을 하니까 그 약간 어딘가 조금 부딪히면 저 같은 덜렁이 같은 사람은 좀 자주 부딪혀가지고 그 <laughs> 조금 그 까지면 약간 그거 그거에 집착하게 돼서 계속 뜯더라고요. 제네라는 사람들 아마 조금 궁금할 수도 있어요. 그 뜯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뜯어버리는 이 희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어제 그 TMI를 얘기 하나 하자면 어제 어제 그 엘튼 존 내용의 영화를 하나 봤어요. 그 로켓맨이었나? 아마 로켓맨이었어요. 그 로켓맨 로, 음, 맞아요. 로켓맨 진짜 재밌어요. 근데 아쉬웠던 게 영화가 다 너무 재밌고 멋있었는데 아쉬웠던 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끝에는 나오겠지 뭐, 뭐 크레딧에 나오겠지 네 그걸 넣을 생각을 안, 해만, 안 했나 봐요 여러분 정말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? 안 나온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어? 라임킹 OST 안 나오는 거 말이 되냐고요 <laughs> 아 여러분 릴리캠 잘 보고 있어요? 저는 아예 마지막인데 어 약간 내가 한 게 마지막이랑 좀 안 어울려가지고 <laughs> 정말 마지막이랑 좀 안 어울려서 계속 좀 마음이 걸리는데 어, 뭘 했는지는 어, 어 비밀이죠 찾기 힘드네 저 요즘 그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 넷플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말 몇 회에 보면 자막을 일부러 한국말로 하거든요 좀 읽는 연습하게 진짜 눈 빠질 것 같아요 이것도 TMI였죠? 정말 근데 그 그게 생각난 이유가 지금 댓글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 전에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Do you miss Daft Punk? Yes, I miss Daft Punk. 정말 학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. 아 그래서 그 <laughs> 그, 그, 어제 그 노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있어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? 오 마이 갓. 아, 못 듣겠다. 왜냐면 내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나 오늘 꼭 한번 들어보세요. My favorite Daft Punk song. My favorite Daft Punk song. I like the Random Access Memories album the most. My, like, it's my kind of it's my favorite album maybe because it was like out came out when I was in high school but oh where's it Daft Punk huh. my favorite song in the album would probably be 어 어렵네 이 노래 좋았어 Doing it right 여러분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지지 않았어요? 너무 추워 갑자기 약간 콧물 나는 것 같아 아곧밸런타인데네 여러분 밸런타인데이 때 뭐 하세요? 저한테 초코 받으실? I am feeling good these days. Very good. Oh, I'm always feeling good. 그래서 그 요즘 너무 추워져가지고 패딩 안에도 뭐 입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입겠지만 내 말은 잠바 하나 더 입어요 그쵸 초코도 받아야 나한테 받으시 근데 또 재현이 네 생일이죠 아, 정말 그냥 재현이 생일 때 그냥 초코 하나 사줄까? 아 안돼 맨날 그거 그거가 그 학교 다닐 때 그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Can't wait for love out 저도요 그 뮤비 진짜 추울 때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요 해시태그 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. 음, 뭐 뭐였더라? 딱 그 정확한 그걸 생각하고 싶은데. 아 해시태그 뭐였더라? 아 일단 Happy Johnny Day, one and only Johnny Day. 오늘은 자니 생일, 모두 그 잔을 들어. 우리의 사계절 자니야 생일 축하해. 이런 거 다 너무 귀여워 네. 하나를 어, 뽑자면 어, 못 뽑겠죠. 네, 못 뽑겠죠. 아 오늘 내 생일이다 생일이면 그 약간 하루가 그 들뜨는 거 알아요? 물론 그 지금 말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조금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긴 했지만 그 분위기 자체는 약간 you know feeling feeling good yeah I love tacos yeah of course 여러분도 생일날 들떠야죠 그리고 친구들의 생일도 들떠야죠 그리고 내 생일도 들떠야죠 You know? 일아 씨 그렇게 거기 멀리서 보면 진짜 안읽겨 모자 벗어줘 어, 멀리서 모자 벗어줘 머리 머리가 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진짜 길어 길었습니다 여러분 뭐냐고요? 자르려고요 <laughs> 아 그날 그 유리티 데이 때 위앱하는데 그 그 그 말 혼자서 하고 내가 나 방금 무슨 말 하는 거야 <laughs> 라고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웃겨가지고 다행이었어 그리고 약간 그 비니 쓸때 고집이 있다면 그 약간 그 중간을 맞춰야 돼요 뭔 줄 알아요? 그 중간을 맞춰야 되면 이이 이 느낌? 그런 게 있습니다 저만의 비니 쓰는 방법 약간 그 옆, 옆으로 가면 좀 거슬리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주로 사는 비니들은 거의 딱 중간에 맞추는 게 좋더라고요 기분을 노래라 노래로 그 표현한다면 어,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추천하겠습니다. 긴 뭐가 좋아요? 짧뭐가 좋아요? 나는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. 가끔씩은 그 길다가도 긴 게 좋다가도 그 갑자기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좀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땐 거의 뭐 자르죠 길을 길릴 때 이, 길리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아 그리고 지금 내가 내 머리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옆머리를 진짜 오랜만에 길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<laughs> 내 모습 뭐 이래? 주토피아 가젤 같아 주토피아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나무늘보를 제일 좋아하는 어 그거 아직도 생각나 그리고 그그 그 부분 제일 좋아해요 그그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뭘 들어가야 되는지는 까먹었는데 이제 여우들이 늑대들이 늑대들이 그 막 쓰고 있잖아요 가드를 근데 들어가려고 그 아 이름들을 다 까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우 했더니 한 명씩 늑대 한, 한 마리씩 그 와우 같이 따라버려가지고 진짜 그 진짜 명장면 인정? 그리고 어제 생일 와, 어, 오늘 생일이라 트위터에 트위터에 좀 들어가 봤었는데 그게 좀그 귀엽더라고요 그 정말 나의 많은 모습들을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몇 년 전의 모습들 몇 년 전의 모습 아그 몇 개월 전의 모습들 정말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뭔가 그 데뷔 때 올라왔던 사진이랑 그 뭐지? 그 이번에 공 공개 트위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라온 제 사진이 그 다행히도 그 얼굴은 비슷했는데 그 느낌이 확 달라진 걸 보고 좀좀 좀 신기했어요. 좀 안정적이게 됐다? 그 풍기는 분위기가?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년 더 멋있게 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잔이 안 마시는 순간이 없지 있죠 어떻게 어떻게 없어요 누구나 잘생기는 사, 사람은 있지만 안 멋있는 순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멋있, 멋있으려고는 노력해야죠 맨날 멋있거든 그래요 나쁘지 않네 My favorite color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색깔 개인적으로 어 조금 어 약간 보라색이어도 그 조금 약간 톤 다운된 거 그 설명하기 좀 파스텔까지는 아니고 좀 애매한 약간 약간의 약간의 이, 바, 이 바지 색깔 음. 그런 색깔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네. 케이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아무리 내 생일이지만 할 게 있을 테니까 슬슬 거거든요 그냥 예쁘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하나만 합시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그게 없네요 그 매치 매치가 없네요 네, 안 됩니다. 그러면 노래나 부릅시다. 어, 약간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나랑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노래 부르면 조금 그 뜬금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해요? 약간 약간 약간 부끄러운데 아니야 그냥 뻔뻔하게 할까요? 그냥 뻔뻔 잔 거? 어, 혼자 근데 저, 정말 잠깐만 잠깐만 마음을 조금 좀 잡아볼까요? 정말 없다고? 없다고? 잠깐 진짜 설마 진짜 없다 really 없어요 여러분 음, 없어요 매니저 형이 있으려나? 매니저 형이 있으려나? 잠시만요 네, 우리 매니저 형이 다행히도 하나 찾고 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목풀 품 시간 아, 가져볼까요? 어 이거 한지씨 you. 나 방금 뭐 한 거야? <laughs>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다. 아. 여러분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. 네. 불 붙이고 올게요. 여러분 목, 목 풀었죠? 목 풀었죠? 오케이. 잠시만요 아 여기서 아 정말 정말 민망하다 불도 꺼야지 너무 끄면 안 되니까 한... 이 정도? 오케이, 여러분 네 불러주세요 이건 장난이고 그 어, 여러 번 부르기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딱 한 번 영어로 <laughs> 와 이거 미,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? okay 1 2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ohnny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불렀죠 솔직히 솔직히 같이 불렀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같이 안 불렀으면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 그쵸? 맞는 말 했죠 저? 같이 안 불렀으면 혼나는 거 맞죠?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정말 어, 행복한 잔이 데이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, 고맙고 어, 정말 멋있는 어, 26살의 잔이를 보여드릴게요 올해도 t h for all your birthday wishes. Uh, you guys make me very happy. I'm currently 26, and while I am 26, I will try my best to make you happy. And the years to come. Thank you, and goodbye. 감사해요. 안녕. 끌게요. 이거 항상 약간 좀 어렵네 그쵸? 그쵸? 인정? 바이바이